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오빠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오빠 오늘 처음 만나긴 했어도 난 그런 애들이랑은 달라요 돈보다 먼저 사람이 될게요 오빠 밖에서 친구가 나를 기다려요 오빠 밖에서 친구가 나를 기다려요 오빠 오늘 처음 만나긴 했어도 난 그런 애들이랑은 달라요 밖에서 친구가 나를 기다려요 오빠 Je repense moi à mon passé et les remords que j'ai laissés, les gens que j'ai délaissés. mais dans ma tête certaines pensées incendiaires qui mettent mal à l'aise comme une soirée sans bière. Une réalité bien basse qualité, à force de mes professionnels se mettent trop de qualité. Besoin de cogiter, besoin de cogiter, besoin de cogiter. Eh. <laughs> ah, so funny. Man, seriously, I have uh, the, the boost bomb, you know? Uh, yeah. you sing very well. Ah, Mm. a 따 바람 해 o 네 하늘에 구름 떠가네 맛에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맞은 태양도 목마른 저 달도 내일의 문 앞에 서 있네 아무런 미련 없이 그대의 행복 돌아 음, 타오르는 태양도 음, 날아가는 저 새도 음, 다 모두 다 사랑하리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비 맞은 태양도 목마른 저 달도 때 아무런 미련 없이 그때 행복이에 돌아 설까봐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 새도 나는 저새도 다 모두 다 사랑하리 타오르는 태양도 날아가는 저새도 뭡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아, My man, <laughs> uh, normally you have to be to, uh, to a band. so long, long You, ne- time you ago. never think about that? About Just, uh, 25 years ago. <laughs> about three months, only three months, 25. and so, so 10 years, 10 years ago, 10 years ago, because you are 35 now. like this, like. <coughs> and you you will transcript uh, with the on the sort mic. Yeah. yeah. And uh, you you record your yeah right your own yeah <laughs> everything. <laughs> and, and you never and you never uh, <laughs> a, a, a chain to uh, to share. Yeah right. sometimes ah, yeah, sometimes. Uh, you you have people in in that. You have people for you. Yeah. So if I sing something, uh, I can people. No problem. Yeah um, not too much here. <laughs> Just my friend. Mm. <laughs> so I can I can sing in the yeah sure. Okay, yeah. okay, okay, okay. Okay. I just I did just did him. <laughs> yeah. Whoa, whoa, whoa, whoa, whoa. French fresh song, This is a fresh, this is a French song. Je repense souvent à mon passé et les remords j'y ai laissé Combien d'entre vous, combien qu'on vous entre nous ah. J'y repense souvent à mon passé Et les remords j'y ai laissés décadence rythmée en chute libre. Bien souvent je ivre, futile ou subtil, encore faudrait-il quand je me soucie des conséquences, mais non, c'est ce côté de chez moi qui est toujours émanant une résistante épatante, donc j'insiste en cadence. Mes souvenirs se condensent, du mal à dire ce qu'on pense, à mettre les choses à plat, profiter et arrêter d'envier ce qu'on n'a pas, continuer en choisissant le bon appât. Trop bourré, j'entrape pas la vie tient qu'à peu de décisions. Je suis tombé dans le panneau, y avait pas de direction, mais pas besoin de m'assister. Je tiens à la route et à mon groupe. Présentation la petite troupe. Écoute ce petit scoop, mon appétit scoop régulièrement. L'envie de seulement rarement. Écoute, écoute, écoute, écoute. love. Uh-oh. ザナタレザナタ my life, you like I'm drinking, drinking, I'm drinking, drinking. Hangover, hangover, every night. Hang watermelon. Wait. yeah. oh man, I have to pee. Yeah, sure. And th there was people listen listen to us when. Yeah. <laughs> and what what they say is just uh, wow, what is this guy? <laughs> La Preda, <laughs> so funny. Can take it. Guitar. I. Yeah. This song is uh, for you. Oh. Uh, I heard uh, your story, and Ah. when I finish this song, I tell you what does it mean. I like the synopsis. <laughs> And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 같이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불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나를 피니쉬 라스트 아니다 아니다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If you everything can do don't forget You are for diamond girl You can Okay, now you say to me. Magnifique. Huh? Magnifique. Okay. Very good, very good. You yourself, like this. Okay? Hmm? Uh, you, you, you sing? Same melody. Yeah, but uh, uh yeah. Uh, me, I'm a, same, i same before you say. I'm a French rapper. Yeah, sure. Uh, uh. okay. So I, I feel. I, I do my best. Mm -hmm. pense souvent à mon passé, les remords que j'y ai laissés, les gens que j'ai dans ma tête certaines pensées incendiaires, qui mettent mal à l'aise comme une soirée sans bien. Une réalité de bien basse qualité. À force de shooter des lignes, certains n'ont plus de tonalité, tout ça n'a pas de moralité. Si je joue les liens de causalité, je conçois l'idée que ces bases, je les consolider. Je suis un con solitaire, je traîne avec peu de partenaires. Côtoyer mon de faux frère, faut faire avec. En soirée, mon jamais assez. Breuvage en fait. J'avance par étapes sans état d'âme. Je me procure ce qu'il faut sans être d'âme Professionnel professionnels. Tout le tonton, c'est des professionnel plus ah, Whisky japonais. I try to, but man, the French is uh, thank good. you is uh, what? You're fucking good at the guitar. No, no, no. no. Uh, French language, uh, thank you. No, thank you. You. No, no, thank you. What is no, say? No, you wanna what is say French? <laughs> French what? Yeah, French. What is the French? French, uh, French language. Thank you. Ah, euh, Messi. Oh, Messi, merci Messi, right? And you can say, uh, if you want to say uh, um, uh, thank, you, thank you a lot, th yeah. thank you so much, yeah. it's merci beaucoup. Yeah, merci beaucoup, right. That's a merci beaucoup. <laughs> <laughs> merci beaucoup. yeah, this song is also uh, seem like this, I say, last say to you, that you can do everything, mm. people, people, everything they forget, or the true. Yeah, and it's what yeah. you say that when you uh, before to sing the mm-hmm. song, mm -hmm. you say, okay, I have a song. Yeah. Uh, <laughs> uh today is a song, fast song or, or slow slowly song. Uh, me, yeah. for me to rap, it's huh? more easy for me uh, uh-huh. to have a slow. Slowly, okay. Yeah. And this one also, I like this one. Okay, I, I, I record. Mm -hmm. 마음은 아팠어 전화기로 너를 만나면서 다시는 볼 수도 없단 그 말에 난 힘이 빠졌어 Ça, c'est la Corée. 오랜만이었어 Et si on fait tout ce qu'on pourrait, 너를 마지막으로 on préférerait crever. 통화한지도 Et on aime bien rêver. 내 꿈을 위한 내 모든 것들 Mais professionnel, 너를 잠시 섹시 파셔네 있게 했었지 너는 아름다웠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몰랐어 내게 숨겨진 너의 마음은 Pack de 24 crocs, pack de 24 crocs, pack de 24 crocs Cronenbourg. Petit professionnel, sixième étage, faut toujours rechargé quand on est un professionnel. Toujours rechargé, c'est bien moche que je fais, accompagné de la Corée, du Nord ou du Sud. 우리 지난 날의 기억들은 너의 미래에 삼그곳에 남겨지는 한 장의 추억 <laughs> I was okay. so bad. I okay, was so bad. no, what time is that? <laughs> yeah, midnight you, you really 10. good. Until really 1 o'clock. Oh, yeah. Start. okay. <laughs> ah,